둘셋 박! 자,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12월 3일 드디어 와우. 또다시 그날이 다가옵니다 야. 여러분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어. 하네요 예정대로 12월 3일 날 네, 어, 올한 해 수험생분들은 아마 특히나 더 다른 해보다 더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. 네. 아, 너무 또 어, 마음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냥 후회 없을 정도로만 파이팅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텐션 관리 잘 하시고요. 떨지 말고 잘 자야 돼요, 네. 진짜. 그쵸? 떨지 그 말고 너무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죠. 맞아. 그리고 너무 수능 끝나면은 수능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. <laughs> 필수지. 자,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이 응원합니다. 한상호 파이팅 한번 할까요? 좋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, 저희가 정말 간절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!